나 도끼 있긴 해. 어 사람 뭐야? 이것 봐 내가 더잘 쏜다니까. 이것 봐. 반응 속도 지리노 똑같은 상황에서. 20대 뭐, 같았다. 말 심하게 한다 너. 그럼 말 실수하네. 20대 같았다니. 좋아요와 구독. <laughs> 아! 야 뒤쪽 얘 나한테 이상한 거 쏘는데? 예, <laughs> 이것도 뺏어 먹는다고 아 백업이야 <coughs> 문다 SW 트럭 뒤에 딱 붙어있고 발가락 좀 맞춰줄게 발가락 두 대 맞춰놨고 좋아요 뺏어먹네 <laughs> 잠깐만 잘 걸렸어 그러니까 마음씨 좀 곱게 쓰이지 <coughs> 따가워. 레이저가 kill 먹었다고. 아니야, 사이다 먹다 걸린 거야. 어이, 못함? 야! hello. <gasps> 뭐야, 기절시키고 후레펜 빠른. 어서. 아, 이거 다 뺏어먹네. <laughs> 아, 내가 다잘쓴 거 같은데 뺏어먹은 게 아니라? 그냥 내가 잘쓴거 아니야? 바퀴를, 음. 나 도끼 있긴 해. 어, 사람 뭐야? 야, 봐 내가 더 잘 쏜다니까 이것 봐 반응 속도 지리노 똑같은 상황에서 좀 20대 같았다 말 심하게 한다 너 그럼 말실수하네 20대 같았다니 <laughs> 깜짝이야 야, 뭐 프로 방송로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 옥상 옥상 잡으세요 음 잡았어 네, 키 얘는 아예 아닌데 킬로고 더, 더 있다 두 명. 사운드 네, 내 옆에. 여기 여기 170. 딱 내 옆에. 1층으로 내려갔고 두 명 갔고. 하나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 안 빠진다. 조졌다. 조졌누. 하나, 둘, 셋. 번지. 기절! 이거 완전 작전 작전 옷 지렸다. 야 2층 있다 조심해 괜찮지. 응. 나 괜찮고. 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디디 가만히 있어. 그대로 멈춰라. 좋았다. 잘하네. <laughs> 음, 오늘 늦게 어, 사람 사람 사람 260 도로, 다리 건너려고 하는데 써도 될지. 아, 빠르네. 와 이거 안 죽어? 빠지는데 얘네 완전 쭉 빠지는데? 조져이! 나이스 건널 때쯤이면 살려, 살렸을 지금 살렸겠다 피는, 음, 수 하나 피먹고 있겠다 수류탄 던지면 좋을 듯? 없어 빠졌다 쪽으로 하나 뛰는 거 어, 어, 아, 못 살렸는데? 기절킬 아나 하나 기절 창고 안에 들어가서 왜 안 살렸지? 와우리우리 없다 여기 없고 어디 갔지? 안돼 아, 친구 죽이지 마. 나 좀 섭섭할 뻔했어. <laughs> 내 발에 고기 방패란 말이야. 아직 더 이용해야 돼. 구독. 너가 여기서 이렇게 봐. 어 뭐야 이거 주사기. 오 자리 꽤겐. 완전 좋은데? 어, 뒤에서 개 많이 오겠다 그쪽에서 <laughs> 너가 너가 저기 볼래? 너가 좀 샷이 좋은 거 같은데 아니야 네가 봐 사운드 내 아래 올라온다 얘네 얘는 기절 nice. 나이스 음, nice. 와잘 나왔다 나오자마자 딱 서클 줄어. 지금 죽으면 못 살린다. 응 음, 온다. 잘못 봤나? 온다. 기절. 와 다행이다. 어? <clears throat> 끝. 325에 두 명 있어. 어, 산 꼭대기에. 까불지 마라. 어. 잘쓰르느라다내 쪽인 서클이고 자리에 까불지 상당히 마라. 좋아. 아, 그래? 근데 거기서 다음은 내려갈 데가 있어? 음 있어 제발 우리 주세요 제발 우리 주세어 나쁘지 않아 nice. 못 먹으면 이거 접어야 된다 야 내가 잘 쏘는 누나다 이러니까 여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<laughs> 이거 뭐야 누우면 난리나? 어 안돼 누우면 난리나? M24 있어 어 어우 어, 나, 어, 어 <laughs> 나가볼게 어떻게 내려갈 건데 아 왼쪽으로 해서 사, 그냥 자기장 살짝 맞고 가면 돼 자리는 우리가 좋아 아파요 어 그러네 자기장 좋네 내가 뭘 했노? 여기 한 명 있다 2번 핀 한명 소진 쪽에 지금 하나 살아있다 2번 핀 하나 술탄 말고 어왜 자폭? 너가 아니 뭐야? 어? 아 이게 뭐야? nice, GG. 와 마지막 장장이 도와줘서 쉽게 먹었다 유하 유하 아 이거 캠 켜서 잘하노? 잘하노